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인도네시아 미교랭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에다가 말아서 먹으려고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나라하마라힘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about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미끌에는 김치에다가 말아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